아니다 아니다 안된다 Two hands 아니 이거 솔직히 엄청 커 진짜로 와 와, 이거 이, 이거 이인분 아닌가? 오 마이 갓 Oh my god, that's a lot of noodles. 매운 거 so good. Oh my god. Oh my god. 소개 한번 먹어봐요. 음. 음. 고기 있는 거 진짜 느낌이 달라. 와. 진짜 맛있어. 정말 찐다 이거 하나도 안 매워 Not even a little bit spicy 엄청 맛있다 이렇게 여기 소스 있어 They give you sauce, wasabi 어. 어, 뭘 먹어? 와. 와, 어, 이 콩물 맛있다. 거, 거기 맛. 엄청 맛있어. 와. 와, 진짜 맛있다. It's so good. 음. 진다. Not spicy, not spicy. I don't know how to describe it, but it's beef. 아 배고파 짜반잔잔도 있고 볶음 잠봉 오, 볶음탕 먹은 있어? 아, 처음 들었어요. 진짜 맛있어 If this with rice, wow, amazing. 음, 진짜 맛있어. 다 먹었어요 나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이거는 아까 안 봤어요 이거 와 damn cute so cute oh my god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? That's damn cute. 와 진짜 예쁘다. 미쳤다. Oh my god. Oh my god. 먹어도 돼요? 아이유 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저도 꼭 먹으면 아이유 될수 있어요 I will do this 미안해 아이유 Looks like an eagle actually. Holy, f- oh my god, this looks so hot. Oh my god, if I do this face, I'm gonna look like I got punched in the face. And 어.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. 저도 돼요. 이거 저 돼요. 이거. <gasps> 와. 아. Mano, no, no, it's a key, yeah, yeah.